이건 망원시장 큐스 닭강정이고요 <laughs> 이건 이모네 곱창이랍니다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요. 나 지금 살짝 좀 배불러. 커피 부음이야? 아 근데 우리는 땡초랑 준석이네가 있으니까 끼운 찍었다 저장했다가 봐봐. 오, 진짜 짱 예뻐. 오, 예쁘다. 컷! 날씨 어떤가요? 너무 좋아요. <laughs> 방금까지 <laughs> 와 더워 이래서고 <laughs> 연기. Gracias. 역스 친구가 최고 친구 최고 안녕 즐거웠다